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센터 황청풍입니다 어젯밤에 아주 꿀잠 주무셨나요? 오늘은 소리로 알 수 있는 나의 수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자는 사람도 있고 아주 조용하게 자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숨 쉬는 게 엄청 힘들고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들 나는 몰라. 자느라 나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면 내 수면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숨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자주 뒤척이는지, 잠꼬대를 또 얼마나 하는지, 이런 불이 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소리로 알 수 있는 게더 많겠죠 그래서 녹음을 해보라고 하는데요 어플을 구매할 수 있는 또는 무료 어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코골이 어플을 검색해보면 SnoreLab이라고 하는 어플을 쓰는데요 거의 매일 녹음을 해서 내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네. 네, 지금 소리가 어, 보통 숨소리가 아니죠. 우리가 숨 쉴 때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처럼 아주 고약한 소리가 나죠. 이렇게 숨을 쉬면 이 소리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잘 자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죠. 그냥 새근새근. 뭐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또 가벼운 코골이 소리. 문제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 코골이 소리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난다 즉 호흡이 그냥 쑥 들어간 게 아니고 뭔가 하면서 끌리는 듯한 숨소리가 난다 그러면 기도가 협착되기 시작했구나 내 숨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구나 상황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코골이가 잘잘 때 나는 코골이냐 잠을 방해하는 코골이냐 그거는 소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기도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숨이 제대로 들어가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우렁찬 사람들이 있어요. 하면서도 숨이 쑥쑥 들어가면 사실 뭐옆사람 괴로울 뿐인지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고 내 수면을 모니터링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코가 막혔다. 이런 소리가 나죠. 좀 많이 막혔다. 그러면 숨이 답답해져요. 숨이 잘 안 들어가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죠. 그러면 옆에서는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숨은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입이 더 말라요. 그러다 보면 목젖도 늘어지고 혀도 늘어지고 턱도 늘어지면서 이렇게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자는 동안의 자세에 따라서 머리가 이렇게 꺾이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높은 베개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면 자, 이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나 볼까요? 똑같은 호흡인데도 머리의 높이에 따라서 즉 기도가 어떻게 꺾이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세 문제로 생긴 코골이라면 베개를 바꿔서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입이 벌어지는 상황 코가 막혀서 입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냥 어, 습관적으로 입을 벌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기도가 막혀서 어, 숨이 더 잘 안 쉬어진가 숨을 더 쉬려고 이렇게 숨을 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음, 정도에 따라서는 그냥 입이 벌어지지 않게 테이핑만 해줘도 입술만 붙어 있어도 턱이 뒤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서 내 상태를 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굳이 수면도안 검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내 수면을 모니터링해서 문제를 찾아낼 수 있고 해결 방법을 수술이나 양악기 같은 그렇게 거창하고 불편한 방법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슬립센터 황청풍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